하고 왔습니다 정우 씨.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그때는 더좀 몸 관리 잘해서 하루라도 몸 관리 잘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,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유, Gracias. <laughs>